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의 메인 빌런 박시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게임 투짐의 꿀잼 유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일단 허기허기 아오 뭐뭐 뭐뭐 아그 그그그그그 그, 허기허기 그 인형 스킬 플레이어들이 어 마미한테 마미롱레가한테 쫓기고 있는데요? 자 탈출! 다음엔 안 늦을 거야 와! 어왜 소각장이 떨어졌는데요? 어, 어, 어, 어, 저 박스 이상한데 딱 봐도. 뭐야? 왔다. 뒤에서 뭐가 날라와요. 피를 노리고 있던 박시보. 와! It's okay. You're safe. 저 박스 안에 뭐가 들어 있었길래? No one can get you in here. I promise. I'll be back. Don't go anywhere. 아... 나머지 플레이어들을 처리하기 위해 Ooh, what's in there? I hope it's puppies. 그리고 굉장한 플레이어 이 다른 장난감들을 또 잔뜩 발견합니다 Puppies, but cute enough, I guess. What are these things? 뭐야 이건 응? 오우 Not cute, not cute. I can't stay mad at you. You don't know better anyway. 뭐야 응애시전 박지부야? Compass. You know, you kind of look like. What are you doing here? You get your hands. 아니네 진짜 응애 박시부였네 자 박시부 8 vs 플레이어 8오 전기 8 우. Stay away from us, Boxy Boo. I'm not letting you hurt these little. 오지마 Well, maybe cute's not the right descriptor, but I'm not letting you hurt these things. You don't understand. I'm not trying to hurt them And why should I believe you? because 어. I found them in the garbage the other day. I rescued them from a group of those humans that have been breaking 자, in. 소각장에서 I've been 그 taking care of them ever 저 <laughs> since. 인형들을 발견을 한 Look at 거네요 them. How 애기들을 can you say no to that face? And they look just like me. That's true. They do have your eyes. I know, I know I'm getting too attached. But I even gave them names. Roxy, Soxy, Paul. <laughs> The men never came 이름도 into 다 the 지어줬어 trash 뭐 room, so I figured they'd 락시 be safe. 싹시 And now I see you messing with them. I had no idea. Someone just dumped them in the trash? Yes, right? They're so young, what kind of monsters would do such a thing? Right? Oh. Sounds like something only a horrible person would do. You see, Boxy Boo, there's a reason they look so much like you. They're your prototypes. My prototypes? Oh, I'm sure oh, you remember your creation, yes? 자, 완벽한 빡시구를 만들기로 했어요. 어, 그래서 이 잉여들은 다 박시브의 프로토타입들입니다. 실패작들이죠. 얘는 사운드가 이상하고 그리고 얘는 좀 괜찮아 보였지만 오 사람을 모읍니다 아, <laughs> 그래서 진짜 완전 사람 의지를 갖고 만든 박시브가 탄생된 거죠. 아, 실패작들을 이제 폐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 예, 플레이타임의 사장 아, 이 사람이 엘리엇 루드윅 같은데 So I sent the hazmat suit men after them. That way, harvest them for materials. And the best 아, part, 그래도 there'll be no 그 sign of the re- 전문가들을 보내가지고 저 프로토타입들을 다시 좀 회수를 하려고 한 것 real 같아요. prototypes left. No way for them to be traced back to us. You just throw them away? Pretty much, yes. But they're practically living creatures. 아, You're evil. 그래도 살아있는 So you have 생명체라고 concern for 하는데 toy lives, but not human lives. Humans are a plague that must be eradicated. 가차없이 These 버려버렸습니다. prototypes 예, are like 사장은. my little siblings. Well, looks like you better make your goodbyes quick. Hey, it's not so bad. Maybe you'll meet a nice Jew in the box one day and have babies of your own. I can make that happen. Ah! 휴! <laughs> 오야 어디까지 달리는 거야? 안녕히 힘센 거 보소 박시부. 락시! Your first word! 락시. 락시는 괜찮나 봐요. 그리고 얘가 양말 모양을 쓰고 있는 인형 싹시. 싹시. What? Wait, wait, wait. Where'd he go? Hello. 아! 폴이 잡혀 있었어. You know exactly where this one's going. Luxy Boo, you gotta save him. He's like our brother. 어, 그래 동생이야. I've got this. And I've got to get to the trash control booth to stop that compactor. Take us with you. No, it's too dangerous. Well, I guess it's not any more dangerous than here. Let's make a break for it. 오케이 오케이. 다른 플레이어들도 같이 와가지고 이거 Let him go. No, but that's no fun. Be honest with yourself, Boxy Boo. Is this little thing really worth it? Are you willing to sacrifice the life I gave? 사장 vs 빡시부 for a weaker version of yourself? 최승자는 누가 될까요? You didn't even know it existed. 약점을 다 알고 있어 빡시부의 사장이라. 아. 어. 일단 응애 빡시는 구했고 또 뭐야 빡빡이었어? Don't forget, I'm your creator. I know all your weaknesses. 그래. Bigger than me and stronger than me. But 너의 안 좋은 점, 어, 약한 포인트 전부 알고 있다고. We have to get it out of there. Think, think. 자, 어찌 해야 될까 플레이어가. 어? 인형 뽑기 가냐? Those always great at claw machines. This'll be easy. 야야야야 그거 아니. Give up, Boxy. I don't want to lose you. You're too 아. powerful. So give up now, and I won't have to hurt you 애기만 anymore. 일단 먼저 I'll 구해올 send you in for 생각인가? repairs. It'll all be fine. Just hand over the prototypes. Never. Well, I gave you a choice. Put that down this instant. Don't worry, buddy. We got you. 오케이 일단 애기를 구했기 때문에 Please, 이제 Boxy Boo, 거리낄 게 없다 보내버려! 마무리! 와 아, 깜짝 놀랐어요 와! 와 뭐야 하다가 갈렸나봐 박시부 박시부 괜찮니? 아 그래요 박시부 입장에서는 얘들이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야 행복한 마무리 다행이네요